하고 잠깐 쉬고 계시는데 기분이 안 좋네요 오늘은 제가 제시어를 준비했고 여기에 이드님이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아 카메라 또 제가 준비한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또 뭐 준비를 했어요? 아니 그걸 어떻게 몸으로 표현해 할 수 있어요?

앞으로는 밖에서 안 하려고요. 창피해요, 제가.